사각새우 너울버거 먹어 제껴! 행운버거 골드 골드 먹어 제껴! <laughs> 안녕 김이 점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야 지금밖에 못 먹는 거 맞아요 새해가 됐을 때 네. 작심삼일의 마음으로 롯데리아의 사각 더블버거 어허. 맥도날드에 행운버거가 있는데 레드랑 골드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. 제가 알기로는 동아시아 쪽, 동남아시아 쪽만 나오는 한정 메뉴라고 아. 이걸 먹으면은 100원씩 기부가 된대요 그러면은 햄버거도 먹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 사이드 메뉴를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좀 욕심껏 되게 많이 있고 얘 예, 감자튀김은 롯데리아 거 튀김 말고 튀김 감자튀김은 <laughs> 감자튀김은 음. 롯데리아 거 네. 네. 치즈스틱 이 두 개만 맥도날드 맥도날드 거예요 그렇죠. 오징어리 오징어리 어, 왜 이렇게 오늘 바람이 어, 이렇게 지 오늘 Curly fry. 행운버거 시킬 때 같이 오는 fry인데 그럼 해군버거 사람을 시키면 얘만 따라오는 거예요? 그쵸, 그쵸. 세트가? 오, 특별한? 오. Limited 네. 그리고 출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네. 이게. 그러니까 이거 지금 먹어보지 말란다. 지금 네이버에 사각만 쳐도 이게 최상단에 올라와요. 그 다음이 남자 사각 아. 팬티. <laughs> 아, 아, 진짜로. <laughs> 롯데리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버거가 있는데 아시잖아요? 아 새우버거만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특이해 근데 네. 피디님은 네. 고기 들어간 버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터 먹을까요 그럼? 감자튀김부터 먼저 먹을까요? 아 이거 감튀네 이건 사실 아는 너무 아는 거니까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아 맛있어 음, 음 감튀는 기본이죠 그냥? 이거 우선 롯데리아 감 치즈, 치즈 스틱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롯데리아 치즈스틱은 요리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맛이잖아요 음. 짭짤한 느낌 그 근데 비주얼은 너무나 똑같아요 맥도날드랑 먹어볼게요 네네 좋아요 음, 다르다 달라 <laughs> 완전 다르네 우선 이거 튀김이 좀 바삭한데 이거는 좀 흐물거리는 느낌이 그 치즈의 짭조름함이 훨씬 더 롯데리아가 강하고 음. 파슬리 향이 이게 되게 강해요 아, 맥도날드 게 네. 어떤 게 더 맛있어요? 전 롯데리아 스틱은 네. 롯데리아 맞아요 오징어링 먹어볼게요 음. 오징어 향되 강하지 않아요? 네, 강하네요 엄청 씹히기도 해요 덩어리가 응 음, 있긴 있다 롯데리아가 튀김류를 너무 잘한다 그쵸? 음. 이제 요거 컬리플라 컬리프라이 컬리프라 매운 양념 감자 옛날에 그 어릴 때 파파이스라고 이제 다음은 무슨 차례죠? 버거입니다 아 메인 뭐부터 먹을까요? 새우버거요 아 세상에 너무 맛있는 고기버거가 많잖아 근데 왜 굳이 굳이 새우버거인가? 약간 저에게 저에게 추억의 햄버거 진짜 햄버거다 라는 음. 그 맛은 그냥 새우버거인 것 같아요 음. 뭔가 저의 첫 햄버거 같은 시드님은 왜 고기버거를 좋아하세요? 그러면 전 대리버거 먹었나봐요 빵부터 드세요? 저 아, 햄버거부터 백종원 대표님께서 햄버거를 먹을 때는 감자튀김부터 먼저 먹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감자튀김은 식으면 정말 맛의 파격이큰 메뉴고 음. 햄버거는 조금 식어도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아, 역시 역시 백종원 선생님이구만 저 난생 처음 먹어보는 새우버거 오 어떻게 난생 처음, 처음 먹어보지? 새우가 이렇게 두장 아, 먹는 거보다 속도 엄청 느리거든요? 처음에 이렇게 나랑 속도 비슷하게 먹는 거 역시 새우버거 최애다 보니까 오오오 어, 팬내면 어, 첫 새우버거 어땠어요? 매력을 뭐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른 고기버거를 먹어봅시다 어 입가심 합시다 아 네. 입가심? 레드 골드 골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그냥 먹자마자 네. 와 데리야끼 소스 되게 세다 소스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레드 먹어보겠습니다 네, 네. 햄버거를 드시는데 자꾸 멸치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살짝 매워요 그쵸? 여러분 맵지가 먹어도 땀이 안 날 정도라서 <laughs> 사실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고 요번에는 먹어 제껴 이걸로 약간 추천을 드리는 건 어때요? 직관적이네. 네. 롯데리아 네. 사각 새우 더블 버거. 네. 먹을까요? 제낄까요? 제껴. 왜요? 제 입맛엔 고기보다 뭐 바다. 그래서 음. 그냥 저랑 비슷한 취향이면 사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김희 작가의 먹어 제껴를 가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사각 새우 더블 버거. 먹어 제껴. 제껴. 제껴. 왜요 왜요 왜요? 새우팔때가 두 장 들어갔잖아요 느끼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저는 이게 굳이 비주얼은 좀 강하기는 한데 네. 하나짜리가 더 통통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기본 새우버거를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먹지 않을까 음. 그러면 맥도날드 행운버거 골드 골드 먹어 제켜 제껴 왜요? 불고기 먹 소스가 너무 진하고 빵이 너무 질겼어 그 김희 작가 먹어 제껴! 제껴! 제껴! 제가 느끼기에는 응. 불고기 버거, 데리버거, 해먹버거, 골드 다 같은 라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데리야끼 소스가 너무 강해요 향이 음, 음, 음, 음. 네 그래서 저는 제껴입니다 음. 네. 맥도날드 행운버거 레드 네. 먹어 제껴! 제껴! <laughs> 레드라서 좀 매운맛을 기대하긴 했거든요 뭐 제가 매운 거잘 뭐 먹진 못하지만 나 레드야 하는 정도가 그냥 약간의 매콤함 제 스타일은 너무 아니었다 행운버거 레드 먹어 제껴 제껴 제껴 오 여기도 3콤보 나왔습니다 3콤보 솔직한 거죠 골드에 살짝 매콤한 느낌만 나와도 저는 괜찮을 어,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오히려 네 근데 음. 굳이 두 가지 버, 버전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다음에도 또 네. 맛있는 거 가지고 올게요 추천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